NDS 이렇게 띄우고 이거를 보면 이렇게 띄웠고 여기다가 PIP 모드로 이렇게 영상 3개를 겹쳐놨습니다 네, 엘리베이터고 네, 방제실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